안녕하세요. 내아트 성형외과 원장 최평림입니다. 단편적으로 한 부위 흡입만 하는 환자들도 많지만 지방 흡입의 시너지를 위해서나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주변 부위, 즉 악세사리 부위와 같이 흡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키 171cm, 몸무게 60 후반대 체중의 환자분으로 팔 흡입 및 부유방, 겨드랑이 흡입을 하신 분입니다. 팔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폭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바깥 부분의 라인이 잘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튀어나왔던 부유방이 사라지고 겨드랑이를 함께 흡입함으로써 겨드랑이 자체 볼륨 감소와 차렷 자세에서 살이 바깥쪽으로 밀리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팔뚝한 것보다 겨드랑이 부유방을 함께 흡입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겨드랑이의 경우 팔 흡입할 때 가장 많이 같이 흡입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겨드랑이 부분까지 라인을 슬림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면 밸런스에 맞는 것은 물론 여리여리한 느낌까지 주게 돼서 어, 만족도가 높은 부위 중 하나예요. 앞서 보신 환자분은 팔 흡입을 하면서 부유방과 겨드랑이를 같이 한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견갑이나 브라라인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매딩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예비 신부나 수상 스포츠나 필라테스, 요가와 같은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다음 환자는 키 161cm에 몸무게 69kg인 분으로 복부 흡입 및 브라 라인과 치구 부위 흡입을 동시에 시행한 분입니다. 수술 후 전반적인 복부 둘레 감소를 보이고 특히 옆구리 라인과 자연스러운 골반 라인을 볼 수 있었고 치구 부위를 함께 흡입함으로써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복부 지방 흡입을 하면서 치고와 브라라인을 함께 흡입한 케이스입니다. 지방흡입은 단편적으로 앞에서만 봤을 때 변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라인을 함께 진행해서 덩치가 작아 보이는 라인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키 165, 몸무게 61kg의 환자로 허벅지가 고민인 분이었는데 허벅지만 흡입할 경우 종아리가 상대적으로 커 보일 수 있어 종아리 흡입을 병행하도록 권유드린 경우입니다. 이분은 스스로 허벅지 안쪽 그리고 승마살 부위와 앞벅지가 균형 있게 라인을 갖추게 되었으며 정아리 부위 또한 허벅지와 비율이 맞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벅지도 얇아졌는데 종아리까지 얇아져서 밸런스가 더 좋아 보여요. 네 맞아요. 단순하게 놓고 보면 허벅지, 복부, 팔만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모두 다 직접 지방을 빼내는 수술이니까요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로 어, 허벅지를 흡입할 경우 정화리와 비슷한 두께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예측이 된다면 정화리 흡입을 권유드리고 보톡스와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톡스나 정화리 흡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밸런스가 약간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뒤 환자의 니즈에 따라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집도의로서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수술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무조건 한 가지 수술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을 했을 때 어떤 부위와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직접 상담 오셔서 체크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최평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